이거 먹어? 뽑을 거야 먹어도 돼못 <laughs> 뭐 먹어 먹으세요 뭐 먹어도 돼 뽑을 거야 무거해 먹어 이거 먹어 네, 먹어 돼 오, 어, 먹었다. <laughs> 또 먹을 거야? <laughs> 너안 먹었는데 또 가져갈 거야? 그 양아치네 그냥 그 자리에서 먹어버리네 어, 양아치한테 근데 그만 먹어 뽀뽀 그만 먹어 <laughs> 양아치네 <laughs> 득템했어